그냥 이런 데서 좀 돼지들이 있는 소리야 뭔 이렇게 이렇게 완전 말랐잖아 뼈 보면 큰 거도 그렇게 말랐어 뼈 말랐지 여기가 근데 이상 있어요 여게다 이렇게 뒤죽박죽했대 어디에 해야 예쁠래? 여기다 저의 쌓이는 간단아 쌓이는 간단아 간단하기 때문에 완성됐습니다 지금 뭐가 잘안 돼? 임팩트의 사인 티셔츠 수첩처럼 담아 얘만? 아. 귀엽죠? 오늘 저랑 태호 형이랑 여기 와가지고 처음으로 같이 네. MC라고 해야 되나요?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영어를 쓰시는 분들과 함께 소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되네요 잘해야죠 같이 둘이 해야 되는데 자신 있어? 그럼요 뭐 항상 했던 거니까 네 재밌게 하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그 심소영 모델님과 함께 그 K컬처를 조금이라도 더 잘 알릴 수 있는 알리고. 그런 네. 시간을 네, 네, 잘 만들어 보도록 그렇 하겠습니다 또 이 되게 넓게 나아가서는 우리 또 케이팝을 널리 알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의미가 있고 저희가 또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워 여긴 추워 박수 한번 보여주세요 나는 힙합 요! 요! 힙합 꼬맹이 김태호 힙고 힙고 나는 나는 힙청 힙합 청년 아. 힙합 청년 오늘 LA에서 좋은 추억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라인 있잖아 지금 이거 이거 이거 지금 일자 네, 이렇게 왔는데 너 많이 사랑해 주 감사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또 돌아올 수 있다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접시 그러니까 어 이거는 좋은 거같 천천히 시작한 게 알지? 형이랑 나랑 뒤에서 홀드하고 있는